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캣떡 안녕히 계세요. Huh? Huh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